아, 오, 들어오고 계신가요? 네. 빨리 <laughs> 들어와 주세요. 빨리 오세요. 저희 우아우아 대형즈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아우아 우아우아 아무도 몰랐을걸? 그쵸. 우아우아 대형이에요. 근데 이열 우리도 오늘 알았으니까. 맞아요. 찾아보지 않아? 그쵸. 우아우아 우아우아. 네. 자 그럼 인사를 슬슬 해볼까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 1일 DJ p d 진돌이도 니 강다 강아디입니다 제 닉네임 에 당황하셨어요? 네 왜 <laughs> 그래요? 원래 진돌이도디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빨리 랩처럼 할 줄 몰라요 진돌이도리 약간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어 그래요? 오늘 진잘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 해주세요 비비 언니 제 닉네임 한 번 읽어주세요 실... 아, 싫다. 아 싫다고. 진돌이 뚜리. 진돌이 길어. 아, 진돌이 오타가 어, 아, 나 있네요. 네. 어, 원래 다 닭도리탕. 닭도리탕 생각나도. 아 무슨 소리예요? 네 그러면 자 달의 주파수 네. 새로운 조으로 해봤는데 달의 주파수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해, 해보자면 네. 오빛의 사연과 1일 DJ를 맡은 이달의 소녀 멤버들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어, voice only 이런 라디오 형식의 컨텐츠입니다. 오. 오. 저희는 이제 이달의 소녀 공식 곡 봉, 공식 팬카페 꽃이어가지고 그런지 꽃이 나와버렸네요. 이달의 소녀 공식 팬카페 다리 주파수 게시판에 남긴 사연을 선정한 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사연과 어울리는 추천곡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렇죠. 공감과 위로가 가는 라디오를 진행하고자 시작하게 된 이달의 주파수입니다. 그렇죠. 오늘 되게 음. 새로운 조합으로 네. 해봤습니다. 모여봤는데 네. 오늘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 김림 양이 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왜 언니의 짝은 난데 어. 왜 나랑 안 해? 이러면서 회사에 연락할 거라고. 아유 이브 아, 언니도 아주 저를 아주 질투했겠네요. 아, 지우 내 건데 어디를 이렇게 데려가는 거냐.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 그래요. <laughs> 이렇게 새로운 조합도 해보는 거죠. 다들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새로운 조합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비밀 그러니까요. 새로운 조합 좋죠. 맨날 이렇게 똑같은 거 보면서 약간 가끔 좀 바꾸는 거 더 신선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헐 이거 봐요 삐진추 진짜 새로워라고 하셨어요 <laughs> 삐진추 삐진추 <laughs>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귀여운 거 어, 케미 터짐님께서 저희 케미를 터트려 주셨어요 삐진추 <laughs> 감사해요 삐진추 네, 저희 요즘 되게 팬들 보고 싶어 했잖아요. 맞아요. 요즘 근황 한번 말해볼까요? 음. 저희 일단 화보도 오. 최근에 많이 찍었고. 맞아요. 그리고 진솔TV도 공개가 오. 어, 됐죠. 달로그 시리즈. 진솔언니 브이로그 진짜 맞아. 재밌게 봤거든. 진짜, 진짜 짱 신기했어. 아, 근데 저는 오. 공개된 이후에 저는 이제 그 와중에 저의 그 뭐지? 이거를 뭐라 하죠? <laughs> 네, 모니터 하면서 모니터, 링 하면서 이제 아 여기를 좀 고쳐야겠구만 그리고 네. 사운드가 조금 찢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요? 이런 거 고쳐야겠고 조금 제가 그래서 적어놨어요 음, 처음부터 네. 끝까지 다 너가 혼자 하는 거잖아 그렇죠, 뭔가 그렇죠, 그렇죠. 너가 전에부터 이미 했었는데 뭔가 갈수록 좀 달라지고 오. 그리고 되게 빠르빠르게 그렇죠. 찡되니까 좀 더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저번에는 한번 진솔 언니가 야 오늘 브이로그 찍을 거니까 다 화장해! <laughs> 야 오빛한테 그냥 보여줘야 되니까 그 저는 그날 샤워했잖아요 하지만 <laughs> 나오지 않았어 그니까요 아. 언니가 방에 들어가서 나노 블록을 하느라 아 이게 네. 뭐냐 그 댄스홀이 네. 멤버들이 다 있는 대신에 이 댄스홀에서 연,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 사운드가 겹치더라고요. 겹쳤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찍느라고 멤버들을 다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여기 오승민님께서 비비도 브이로그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언니는 브이로그 만들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어? 한 번도 브이로그 네. 해보지 않았어가지고. 아, 그러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음. 약간 저는 이렇게 해볼 생각 있었으면은 약간 여행 갈 때. 아. 약간 여행 날 잡아서. 때, 네, 약간 딴 데 가거나 아. 일상보다는 약간 음. 새로운 거 갈 때. 아니면 그런 거 언니 언니가 요리를 좋아하니까 요리 브이로그. 요리 브이로그. 오, 아, 괜찮네. 콘텐츠. <laughs> 그럼 다음에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 저 잠깐 해명할 게 있는데 네. 지금 나우벌드 뭐 키모고사님, 네. 바보나님 샤워를 그날만 한거였는데 여러분 저 얘기해 주세요. 저 샤워 얼마나 자주 하는지. 지우가 네. 저희 가나비 그 진짜 숙소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씻는 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약간 아니 저는 그리고 또 화장실 그래도 현진이한테 는 현진이가 저보다 더 빨리 씻으니까 맞아. 양보를 하게 돼. 아 맞아 지우 굉장히 많이 아 많이 씻고 잘 씻지만 그날에는 응, 이제 브이로그를 아침에. 한다니까 그렇죠, 언니 아침에 씻었어요 아침에. 맞아요 원래는 밤에 씻는 편이거든요. <laughs> 참 웃겨. 전 진짜 여기서 더워요 지금 갑자기. 안 씻는 애가 돼버렸네요. 파란 우주님 손님 샤워 그날만 아니라니까요. <laughs> 어, 그리고 화보 화보도 찍고 와, 어, BNT 화보 둘이 맞아요. 너무 예뻤어요 진짜 <laughs> 저 그때 그래서 연습실에서 애들이랑 보면서 뭐야? 왜 이렇게 하얗게 공주처럼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이크업도 너무 예쁘고 맞아요. 그때 색다르게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음. 저는 솔직히 센 메이크업을 하다가 네. 그때는 아이라인 그 점막도 안 채우고 음. 맞아, 진짜 연하게 했어. 저 그래서 그때, 좀 자신감이 솔직히 없었거든요. 어? 저예뻤는데 진짜 연하게 게 났어요. 너무 거의 노 메이크업 수준이어가지고 음. 아 이렇게 해도 과연 사진은 예쁘다는 거지. 약간 pure한 거를 좋아할 거예요 오빛들은. 왜냐면 아. 지금 언니도 지금 아이라인 안그러는데 저는 이게 더 나아요. 전 맨날 그 샵 메이크업에 적응, 그 무대 메이크업에 적응이 돼 있으니까 오. 굉장히 그때 조금 떨려 했었는데 다행히 아주 잘 나왔어요. 나중에 근데 그런 다른 컨셉을 음. 다 같이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좋죠. 맞아요. 저는 pure한 거, 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laughs> 저는 그다음 무대 메이크업을. 아니에요. 지우도 진짜 에이. 연하게. 네, 연하게. 매출하는 거 진짜 예쁜데. 아, 니 그건 다 멤버들이 봐서. 어, 강아지님은 그냥 진짜 노메이크업을 하는 게 어떨지. 언니 왜 그래요? <laughs> 언니 다음 브이로그 제가 다 귀귀 고막 아주 시끄럽게 해줄 거요 저희 저희 멤버 중 맨날 화장하고 다닌 사람 있고 아, 맨날 맞아 생얼로 맞아맞아 다닌 사람 있는데 지금도 어. 김이 언니랑 저는 생얼 <laughs> 맞아요. <laughs> 진솔 언니는 어 natural 메이크업 저는 항상 메이크업을 조금이라도 하고 다녀야죠 음 아니요 완전 이렇추 누나는 진짜 아무거나 해도 다 예뻐요 청주 여자 김지혜 사랑해 감사해요 왜 정말 무시하세요 아 언니 사랑하죠 아니 저 스모키 메이크업 해달라는데요 에? smoking? 오, 어, 음. 어. 감사합니다. 어, 아, 그리고 저희가 네. 유튜브 네. 구독자, 인스타그램 구독자분들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골드모트요? 골드버튼이요. 골드버튼. 그게 뭐예요? 이게 유튜버 제가 좀 알거든요. 이 어. 유튜버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골드버튼을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굉장히 약간 저희도 받을까? 그거 받으면 네, 뭔데? 상 상이에요? 어, 약간 명예? 명예와 약간 그 인스타그램의 그브이 하트 그거예요? 아 파랑 파랑 부위 그거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신청을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아. 유튜브에서 어, 인정. 100만 명 넘었니? 어 내가 인정할게 너는 어. 인사야 이렇게 그럼 저희가 조금 거죠. 더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맞죠? 아니요? 그러면 맞네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네. 추 씨와 네. 삐아 언니가 네. 좀그 브이로그를 빨리 찍어주시는 게 저는 <laughs> 좋을 것 같아요. 지우가 그때 <laughs> 그 시작했던 그치? 것 같은데? 결제를 했는데 저는 찍기만 하고 편집을 못 하고 있어요. 아, 아 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데 이제 메이크업을 하는 날에 해야죠. <laughs> 나도 내가 네. 하는 날 별로 없어가지고. 언니는 <laughs> 꼭 출연해야 돼요. 비비 언니는 저랑 아침밥 메이트기 때문에. 맞아요. 아침 먹는 걸 찍어서 한번 다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저희 근남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네. 오랜만에 오비과 얘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오비 궁금한 거나 아니면 요즘 뭐 하고 지내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음. 저는 필라테스를 하고 왔는데 어, 요즘 또 시작했죠, 저희. 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필라테스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그날 잠이 계속 오더라고요. <laughs> 일찍 잠자리에 든 저는 필라테스 쌤이 정말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심각하다고. 근데 요즘엔 저희가 회사랑 숙소밖에 안 다니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좀 심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덜덜덜덜 이렇게 떨면서 했는데요. 음, 열심히 해야죠. 많이 힘들었구나. 네. 비, 비 언니 다음번 컴백 때 어떤 머리카락을 원하십니까? 어떤 음. 머리 헤어스타일? 음, 앞머리 한번 까보고 싶다. 오 어, 이뻐요. 아 그거 좀 좋아요. 그 화보 촬영 때 조금씩 이렇게 조심스레 넘, 네, 넘겨봤죠. 반 까는 것도 좋고 네. 약간 좀 약간 앞머리도 좋아하지만 근데 음. 그래도 음, 다른 거의 이미지? 2년인가? 음. 1년 음. 반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와. 어. 약간 다른 것도 좀 아. 해보고 싶은 것 같아. 괜찮네요. 앞머리 하니까 생각났는데 저희가 또쏘아아 아, 그러네요. 앞머리 쓰네요. 어, 그래서 모인 그 건가? 그런가? 아이 대박. 아, 아 그래서 모인 건가? 그러면 출시는요? 아 이거 계속 DJ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까먹네. 강아디. 강아디. 강아디. 강아디예요. 왜요? 강아디예요. 귀여워. 네, 그쵸? 귀여워. 감사해. 강아디님 고 어떤 네 어떤 헤어스타일링을 원하세요? 저는 <laughs> 네. 어 저는 음 살짝 살짝씩 이제 네. 앞머리 힘을 좀 빼볼까 해요. <laughs> 나도 진짜. 지금도 거의 시스루뱅, 완전 시스루뱅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춤을 출 때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싫다 보니까 스프레이를 많이 뿌렸었는데 강아지님도 이제 조금 넘기고 싶다. 이건가요? 조금씩이죠. 그냥 약간 조금씩 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우와 울백 약간 잔머리 있고 뭐 애기 머리 약간 이렇게 네, 애기 머리 아. 빼고 이런 거. 그때 예린이 머리 뭔지 알죠? 예림이 어, 맞아, 예림이 맞아. 마지막 막방때 그때 약간 아. 조금씩만 옆에 있는 거 맞아요 다들 이마 공개하는 머리를 하고 음. 싶으신 거 저희 진또리도 띠 <laughs> 제대로 아진도이도리 <laughs> 부드럽게 네오 잘하는데요 어 진도리도리 아니었어 이거 오타예요 어 그렇군 저희 반말 얘기 나왔어요 반말 궁금해하는 거저 근데 <laughs> 아직까지 반말은 아직까지 너는 사람은 높고 맞아, 맞아 너는 사람은 아직도 못 나요 자 아직까지 삐지님께는 반말을 못 하고 있어요 왜? <laughs> 저는 계속 바뀌어요. 아침에. 강한이님은 근데 나름 반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또 다시 존댓말 이건 방송이니까 그런 거라 방송 진짜. 말고 평소에. 그러니까 약간 부탁할 때. <laughs> 아닌데? 저는 기비권 때문에. 맞아요. 계속 그렇게 되는. 근데 저도... 나는 계속 습관적 존댓말. 음... 아, 어려워. 저도 약간 가끔 뭐 약간 한선 전담을 전담말 썼던 사람들게 이렇게 갑자기 반말 쓰면 뭔가 약간 어색하거나 뭔가 맞아. 조금 불편하는 느낌 더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음. 존댓말이 뭔가 그냥 반말에 요 붙이는 정도여가지고. 맞아. 음. 그래서 뭐. 네, 계속 이렇게 쓸 것 같아요. <laughs> 뭐 돌아가면서 가끔은 뭐 이렇게 네. 반전대로 하면 아 뭐 그리고 고원 양은 고원 양은 약간 화낼 때만 반말 쓰. <laughs> 뭐야? 뭐야? <laughs> 뭐야? 약간 이런 식. 네. 귀여워. 네. 그리고 또 다른 음. 다른 댓글 있나요? 반말이 꼭 좋은 건 아니니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오, 음, 좋은. 음, 그쵸. 맞아요. <laughs> 말을 제일 빨리 놓았던 멤버는 누구예요? 여진이 <laughs> 맞아. 잘 놓고. 어, 그래, 여진이? 아, 희진이? 희진이 잘 놓고. 희진이는 현진이. 일단 워낙 어, 언니들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편하게 잘 쓰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치면 나도 오빠 있는데. 근데 저는 까먹어서 계속 그런데 자연스럽 진짜, 진짜 처음 왔을 때 한국 왔을 때 나는 외국인이잖아 음. 그때도 나한테 되게 빨리 말 녹는 사람들 많더라고 나한테 아. 가만히 썼던 쓰는 건데 근데 나는 솔직히 한국어 모르니까 그래서 약간 어 상관없지 않아 반말 전댓면 뭐가 다른지도 음. 모르고 그래서 짱 그때가 애들이 좀 몇명이 이렇게 나한테 반말 쓴다는 얘기 들어서 네. 그래서 아 약간 다른 좀 나이 뭐 옹이들이는 뭐라 하는 거야 그렇게 음. 아, 반말 쓰는 아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 왜 그러지 이렇게 싶었는데 네. 어. 그 약간 대한민국이 그런 동방예의 지국이죠 그렇죠 <laughs> 동방예의 지국이죠 근데 이제는 알겠죠 반말 왜 있는지 전댓말왜 있는지 음, 그게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반말과 존댓말. 그 저 제가 그 부모님께 존댓말을 쓰는 멤버 중 한 명인데 저도. 어. 아, 그쵸. 근데 되게 막 전화하거나 이러면 막 언니 존댓말 써요? 막 이러더라고요. 리비가 특히 신기했었어요.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뭐 나는 그냥 반말에 요만 붙이는 건데 음. 왜 그렇게 이상하게 뭐지? 이러는데 이건 예의가 바라보긴 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은이도 정은이도 그래서 자기도 이제 조금씩 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근데 또 친구들 중에서는 약간 용돈 달라고 할 때 그럴 아, 그 때만 네. 너는 그러잖아. 아니 아니 그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니라 친구들 중에서 용돈을 원할 때만 존댓말을 쓰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네요. 음. 그렇구나. 너도 이 습관 좀 있지 않아? 너도 부탁할 때만. 어, 저는 항상 always 존댓말. 근데 제가 언제 언니한테 무슨 부탁했었죠? 기억이 안 나요. 의자 쓰는 거. 어, 의자. <laughs> 그거밖에 없잖아. 왜 아, 그럴 때 그러니까 말고는 반말 잘 써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것도 엄청 노력하는 거다요. 마음속에서. 거다 뭐, 아, 조금 뭔가 편해 보여야지. 아, 약간. 아, 진짜? 네, 아, 더 아니, 친근해 보여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근데 식으로. 반말 쓰면 약간 더 친해 보이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아니, 약간 불편할까봐, 저를. 아 그렇지 않아. 그래요? 왜냐면 나는 습관성 존댓말이 있어가지고. 아, 뭐. 진솔언니 OST. 지우야 진솔 언니 OST를 불러줘라는데? 네? <laughs> 불러주세요! 시간은 한 바퀴 돌아 나를 찾고 와 좋았어 오, 너무 좋아요 근데 노래가 아 언니 발라드 진짜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또 내주세요 OST 네? 또 내야죠 아, 제가 원해서 내는 게 아니어가지고 <laughs>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 말고도 저희가 음색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 그래서 맞아요. 모든 멤버들 다 불러주세요. 맞아요. 듣고 네, 계신가요? <laughs> 자, 저희 그리고 이제 네. 그러면 슬슬 들어가 볼까요? 이달의 멜로디로 가볼까요? 네. 자.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나를 기억해.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이달의 소녀 노래에 담긴 기억들을 공유하고 소개하는 시간. 이달의 멜로디! <laughs> 아, 마이 멜로디 톤으로 하자고 진솔 언니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죠 <laughs> 나름 잘 맞았어요 나는 좋아요. 그거 몰랐었는데 근데 방금 저희 이거 한번 네. 해볼 때아 네. 아, 우리 항상 달의 주버스 이거 타이거 이거 있었는데 근데 네. 진솔이가 항상 이렇게 멜로디 넣었었대요. 어, 맞아 맞아. 짱 신기했어. 그니까 아, 이렇게 저희는... 새로운 접을 하니까 오. 어. 서로의 그런 진행 방식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이랑 이렇게 약간 쉴듯이 아. 이달의 멜로디 <laughs> 저희는 항상 이거 멘트 읽을 때 야 느끼 컨셉으로 가자 이러면서 그래서 <laughs> 항상 느끼하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해 막 이런 식으로 아, 좀 뭔가 역사 생성 아닌가요? 약간 연기 톤으로 오, 오. 그러면 한번 다시 해봐요 아, 네? 연기 톤으로 각자 해봅시다 어때요? 아 연기 톤으로? 네 다시 비비언님 아, 시작 좋아요. 연기 톤으로 한번 해주세요 <laughs> 주인공이다 생각하고. 진짜 몰입해서 아. 처음 만났던 날 예. 진짜 그 우만나 시절 들어보세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해 <laughs>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laughs> 귀여워 저는 뭐 할 게 없는데 멘트가 딱히 연기 톤은 아니어가지고 왜요? 해요 뭐 빨리 저희 맞아 그래 연기 멘트가 아니잖아요 해야 돼요 이달의 소녀 노래 MC MC 통 이달의 소녀 노래 아 못하겠어 다시 3, 2, 1 이달의 소녀 노래에 담긴 기억들을 공유하고 소개하는 시간 우와 이런 식으로 했었죠 아... 삐디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읽으셨나요? 네 아! 어 그래요? 우리는 아 노멀하네요 그리고 나 좀 안 한지도 좀 아, 있는 거 같아가지고 와, 어, 네 이달의 멜로디랑 급진행 네. 그, 그, 그 진행 뭐예요? 네. 이달의 멜로디랑 이달의 소녀 곡 중 한 곡을 선택해서 해당 노래를 소개하고 이 곡에 담긴 에피소드나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 등 선정한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코너예요. 와. 오. 어떤 곡이 좋을까요, 혹시? 네. 그러면 곡이 있나요? 한 명씩 말해볼까요? 좋아요. 픽한 노래 삐언니부터 삐디 언니 삐디님부터 음. <laughs> 저희 노래는 네 걸으면 네 음, 쌈고오 팬송 팬송. 네 팬송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뭔가 약간 진짜 저희 그때 컨텐츠 찍을 때도 네이 네, 네. 노래 하면은 뭔가 울컥 싶, 어, 울컥 싶고 뭐 네. 그리고 저희 쇼케이스 할 때인가 그때도 음. 이 노래 나오면 뭔가 멤버들 전체 맞아요, 맞아요. 다 약간 감정 차오고 울컥하고 약간 되게 음. 좀 많이 네. 그런 생각 있었던 노래인 것 음, 같아요. 365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이거 노래 선 공개하다 보니까 또 되게 좋은 결과 나와주고 그래서 맞아요. 진짜 맞아요. 되게 소중하고 되게 추억 있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비비 울지마 유유라고 하는 근데 울고 싶지만 안 울었어요. 뭐? 오, 음, 안 울었어요 진짜? 팬미팅 때? 팬미팅 때 또 울었죠. 울었는데? 아 그런가? <laughs> 약간 약간 눈물 흘렸던 것 같아. 좀 약간 조금 살짝 약간 완전 울었는데 안울수 없었어. 완전 울지 아, 않았어. 어. 아주 살짝 조금만. 아 그럼 저희 이거 노래 고른 김에 한 소절씩 불러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넷. 어디 부르죠? 어디부터요? <laughs> 마지막 마지막 늘 마지막? 너의 나는. 네, 네. 나인가 너인 시들 시작 음. 늘 너의 마음속 눈부시게 떠올라 오직 너 하나를 비출게 wow 와우. 아 울컥하나요? 아 하나요? 비면이 맞다 <laughs> 잘못 말했어 그얘 가자 원투를 팬들이 엄청 좋아해. 아 맞아. 그거 한번 듣고 싶다. 그거 많이 봤어. 많이 봤어. 가자 one, two 그게 되게 재밌던데. 네 그거. 네. 뭔가 긴장된다. 아, 아 yeah 가자 one two. 저 그거 그 노래로 뭐지 짤 같은 거 합성해서. 맞아요. 만든 것도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오리지널로 음. 들어봅시다. 네, 들어봅시다. 3, 투, 원, 예. yeah 가자, one two 여기 날 부른 마음 따라. wow. 귀여워. 역시. 이게 되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움짤 같은 거를. 맞아요, 이거 진짜 killing. 맞아. 그럼 저는 네. 제가 선정한 곡은 현진이의 아이비 대열인데요. 아. 이제 이 노래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뚜름듬듬듬 뜸뚜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전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아 이걸로 약간 영상에 넣어도 재밌을 BGM 같이 딱 제가 아, 기대감 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맞아요 음. 봄이 오는 그런 설렘감 아니면 뭔가 청량함 그런 것도 있으면서 맞아요 뮤직비디오도 되게 상콤하게 네 현진이의 음. 그 특유의 인소 주연 막 그런 왜 희진이는 언급 안 해주세요? 아 희진이도 보이는데 현진이가 항상 다리 흔들던 게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둥둥 이렇게 하면서 아, 저는 그 뮤직비디오에서 그 입술만 <laughs> 나오는 그 컷이 굉장히 아 그래요? 저는 립밤 발라주고 싶어가지고 <laughs> 그 현, 희진이 앞에서 춤추고 있을 때 뒤에 그 우비들이 찾은 현진이 얼굴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봤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서 아, 맞아요 그 노래 굉장히 상큼하죠 최근에 듣는 곡이 아이비데얼입니다. 아, 음. 오. 저는 굉장히 이 방송하기 직전까지 두 곡 중에 골랐지만 못 골라서 오비 세개 음. <laughs> 골라달라고 하려고 두 곡을 선별해 왔는데요. 먼저 웨얼 유 r e 이랑아 근데 한 소절 듣고 가야 되나? <laughs> 추양 버전 I'll Be There 불러주시면 안 돼요? I'll Be There이요? 네, 왜냐면 365를 <laughs> 한 소절 불러가지고 어, I'll Be There 한번 네. 잠시만요 네 I'll Be There 네, 한번 가사를 찾는 동안 네, 가사를 보고 한번 불러볼게요 둘 다 불러주려고? <laughs> 원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원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핑크빛 월 어, 어, 깜짝이야. 그대와 나 햇살이 물든 아름다운 이곳에 설레임 가득 안고 바람이 부는 대로 네. 와, 완벽한데요? 어, 이렇게 너무 가사도 좋고 아, 그러니까 당황했을 텐데 아 완벽하네 전 이 둘의 케미가 좋았어요 맞아 약간 수진 비슷한 약간 고양이와 아, 강아지 진짜 나 그치? 회사 처음 들어올 때 둘이 뭐 무슨 싸이 있나? 오늘은 <laughs> 제가 아니 어. 약간 자매거나 뭐 약간 아. 원래 좀 가까운 사이거나 뭐 그런 거. 근데 저도 그거를 들어오기 전에 둘을 먼저 봤잖아요. 그거 어. 보고 저도 느꼈어요. 아 진짜? 그치? 너무 둘이, 둘이 약간 공통점 진짜 근데 되게 나는 많았어. 지금 보면 그냥 음. 남자 중학생 애들 보는 것 같아. 아 둘이 있는 거 보면 <laughs> 맨날 티격태격 싸우면서. 어, 그렇지만 근데 나 진짜 처음 볼 때 이름도 비슷하고 약간 아, 둘이 그래. 나이도 똑같고 맞아요 맞아 맞아. 약간 둘이 약간 뭔가 성격 좀 많이 다르게 하지만 지금 보면 근데 초반에는 조금 약간 비슷하기도 음. 하는 것 같아. 어, 그리고 그 나왔을 때 어떻게 비주얼 누가 봐도 음. 비주얼들이 두 명이 연달아 나올 수 있지? 이렇게 했는데 그치. 뒤에 멤버들도 다 예쁘고 보니까 그래서 역시 알게 되었어 제적왕 아, 진짜? 아, 저 진짜 아니에요 팔이 안 흐르는 거 아니라 진심으로 볼 때 그래요 대단합니다. 음. 여하튼 그리고 제가 여하튼 이어서 말하면 전 웨얼 유엣이랑 네? 시소를 골랐는데요. 어, 시소 제가 그 진솔 TV를 만들면서 이제 BGM을 넣으려고 찾고 있는데 시소가 이제 이달의 소녀 노래를 평소에 자주 막 듣진 않잖아요. 음, 전 자주 듣는데요? 자주 듣긴 하지만 되게 많이, 많이 듣진 맞아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듣다가 시소를 들었는데 너무 갑자기 확 와닿은 노래 중 하나였어요. 아,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playlist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자주 듣는 맞아요. 노래예요. 진솔 언니가 그렇게 자랑했어요. 이거 유일하게 내 playlist에 있는 곡이야. 시소. <laughs>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 자랑을 아 뭐냐 고르고 싶었는데. 네. 일단 웨얼리엣은 너무 벅차요. 아 벅차서. 이것도 뭔가 365와 다르게 울컥하게 되는 노래 같은? 음. 시소 한 소절 불러주세요. <laughs> 시소요? 네. 아 이거 팬들이 원하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노래. 짱 빠르네. I like 시소. 한번 같이 불러주세요. 어, 어디요? 아 이거 근데 응. I like this so oh oh oh oh oh oh oh oh 오락가락 I like this so 네, 네 아, 이거 어딜 불러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다 그리고 웨얼루엣은 네. 그냥 너무 좋아 웨얼리에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언니가 옛날부터 언급했었잖아요. 계속. 네, 너무 좋아. <laughs> 제일 좋아. 웨얼리에 너무 좋아. 방금 연습실에서도 네, 맞아요. <laughs> 옆에 방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길래 러브레터도 좋고. 아, 그냥 웨얼리에 같은 노래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오, 그래서 계속 맞아요. 듣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어, 좋죠. 웨얼리 그리고 제 파트 때 계속 애들이 놀리면서 따라 부르거든요. 어. 후 여기를 <laughs> 제가 과장해서 부르긴 했었는데 네. 계속 딱 놀려 후 혹시 나도 그런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laughs> 근데 되게 팬분들은 그런 포인트 있는 그런 부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아 약간 너네가 놀리잖아 저요? 응 언제요? 그래? 이브가 놀리나? <laughs> 이브가 겁나 놀려요 wow. 맨날 hey 이러고 아 거기 헤이, hey. 맨날 놀려 맨날 아, 네. 여하튼 저는 웨얼류의 시 네. 진짜 365만큼이나 가슴을 음. 울리는 노래여서 한번 선정해봤어요 좋아요 저희 이제 또 이번에 사연도 있었잖아요 사연 아 맞아요 진정한 이제 라디오니까 사연 좀 네. 읽어봐야 되는데 오늘 사연 주제 뭐죠? 오늘 사연 주제 꼭 꽃입니다. 오. 꽃! 오. 네. 저 꽃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딱히 좋아하지 않았거든. 네. 근데 지금 약간 갈수록 뭔가 되게 예쁘고 근데 되게 빨리 약간 지나가가지고 음. 아쉽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느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어, 저도 요즘에 꽃 사진 같은 걸 되게 많이 저장하게 되더라고요. 음. 밖에 못 가고 약간 맞아. 꽃을 이번에 못 얼마 전에 벚꽃도 있잖아. 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쁘고. 맞아요. 한번 첫 번째 사연. 네. 리비아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수영 언니 나라살려 <laughs> 나라살려 네. 님 보내주시는 사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오비치예요. 달의 주바수 다음 주제가 꽃이라는 말을 듣고 무슨 사연을 쓰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꽃이 자신의 마음을 제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깝게 꽃에서 꽃말을 있듯이 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못하는 말을 꽃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저는 평소에 부모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아. 이번 연도에도 작년처럼 조금은 무심할 수도 있지만 제 진심만큼은 전해드리고 싶어서 좋은 꽃말을 담긴 꽃을 선물해드릴 기획이에요. 조금은 무심해 보이지 몰라도 진심만큼은 알려,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엉이들도 저처럼 하고 싶은 말을 다른 행동이나 수단으로 표현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엉이들이 좋아하는 꽃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개꽃을 정말 좋아해요. 이쁘기도 하고 꽃말도 좋거든요. 안개꽃의 꽃말은 영원히 사랑해예요. 어? 언니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 쭉 언니들 곁에서 응원하고 사랑할게요. 언니들 사랑해요. 아, 귀여워요. 중학교 2학년이래요. 진짜. 2006년생입니다. 애기네. <laughs> 대박이죠. 진짜. 진짜. 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행동이나 수단으로 표현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음. 언니는 있나요? 저는 저도 음. 원래 약간 부모님한테 좀 약간 이렇게 감사한다 약간 감정 감정 표현 잘 못하는 편인데 네. 근데 진짜 한국 와서 애들이 보면서 약간 아 진짜 이런 거 많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저도 약간 이제 부모님과 음. 자주 보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더 예전보다 배우가면서 좀 더 많이 음.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아, 그쵸 저는 원래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어, 약간 부모님한테는 아니지만 저는 어린이집 다녔을 때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소소하게 다투게 될 때 이제 남양 아, 남녀 그루트로 미끄럼틀에서 사과를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 음,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소소하게 부끄러우니까 야아 이거 먹어 이렇게 아, <laughs> 귀엽다. 그렇게 하면 바로 풀려요. 가는 집 가는 이제 셔틀버스 안에서 계속 그 친구랑 막 만화 얘기하고 이랬던 대박. 그러니까 기억이 있어요. 짱 신기하다. 좋아하는 꽃도 물어봤는데 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정해져 음. 있었어요. 튤립. 항상 똑같았어요. 튤립이 너무 예쁘죠. 네, 튤립이 뭔가 항상 항상 예뻐서 참 그래서 꽃말 얘기가 나와서 저도 꽃맛을 꽃 아니 뭐야 꽃맛이래 꽃말을 네. 검색해봤는데 네. 튤립이 사랑의 고백 그리고 오. 어. 매혹 그리고 또 <laughs> 그리고 영원한 애정을 애정. 뜻하고 있대요. 맞아요. 그러면 딱 영원한 애정이 이제 오빛분들께 어, <laughs> 딱 전해지면 좋겠네요. 저도 <laughs> 진솔 언니랑 똑같이 그니까요. 튤립이 너무 좋아서 튤립을 이렇게 핑크 샵에트 튤립을 했는데 음. 이게 또 사랑의 고백이라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음, 맞아 맞아. 오빛 사랑해. <laughs> 비비언니는 무슨 거좋요 뭐 저는 꼭 거의 다 좋아하긴 한데 근데 그 중에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 니면 라벤더. <gasps> 향 음, 너무 좋아요. 맞아. 약간 이런 곡 되게 이쁘고 약간 보기에도 뭔가 기분 좀 약간 좋아지는 느낌? 음.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gasps> 맞아요. 라벤더 너무 좋죠. 그치. 근데 진짜 중학교 2학년이라는데 뭔가 사연이 되게 자신의 마음을 제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네. 이런 <laughs> 되게 멋있는 말을 써서 진짜 되게 일찍 썼네요. 음. 이렇게 응. 음. 느끼는 것도 신기하네 그, 저보다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요 <laughs> 둘 다 대단해 자 그럼 두 번째 네, 사연을 두 번째 사연도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네, 번째 사연입니다 네, 입사랑이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는 이제 10대의 막바지에 있는 고등학생 오빗입니다 사연의 주제가 꽃이라는 이야기에 한참 고민하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언니들은 매년 돌아오는 봄을 잘 느끼고 계신가요? 생각해보면 저는 봄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꽃을 보며 좋아하고 일부러 꽃놀이를 갈 때 저는 그저 지나가는 계절들 중 하나 그냥 길거리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봄과 꽃을 지나치곤 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봄의 분위기를 느낄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풍장해 음, 그런데 그랬던 제가 이번 연도에 바뀐 것 같답니다 wow.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드라이브를 하는데 시야에 커다란 벚꽃나무가 들어오더라고요 도로를 따라 길가에 벚꽃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었는데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벚꽃들이 예쁘게 휘날리며 떨어지는 거 있죠? 이번 음. 봄은 많이 힘들기도 하고 우울했던 시기였는데 벚꽃들이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장면을 본 순간 모든 게 날아버린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날 드라이브를 하며 그 장면을 목격한 후로 다른 무엇도 아닌 벚꽃나무에 빠져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는 벚꽃나무가 꽤 많은데 항상 밖에 나갈 때면 벚꽃나무 앞에 서서 가만히 벚꽃나무를 올려다보곤 했어요. 그럴 때면 뭔가 힘들고 지쳤던 제 마음이 벚꽃이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고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벚꽃들이 마치 고생했다며 저를 다독여주는 것만 같았답니다. 혹시 언니들도 유독 기억에 남는 꽃이 있나요? <laughs> 있다면 어떤 꽃인지 궁금해요. wow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이 BGM을 왜 선택하셨죠? <laughs> 한 드라마 본 것 같아. 아니 뭔가 아 너무 저 원래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러베니블 네, 아 BGM 비장하고 좋아요. 뭔가 드라마에 네, 드라마, 영화 같은.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장르가 다 어디로 가는 거냐고 그런 댓글들이. <laughs> 갬성 오진다. 그. 갬성 오진대 <laughs> 그래서 전 이렇게 이 BGM으로 하다 보니까 네. 들으면서 사연 읽다 보니까 약간 저도 막 이렇게 주위를 스릴러네요 장르가 주위를 약간 이렇게 헤매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4차원 속에서 어, 약간 시공간을 넘나드는 아. 느낌으로 읽었어요 네. 어, 근데 벚꽃 저는 한국 와서 처음 보는 거라서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봄 느끼는 거 한국에서 처음인 것 같아. 음, 눈도 오, 처음 맞아. 느끼고 눈도 처음이고 몸도 처음 느끼네요 그러면. 어땠어요? 눈이나 처음 이렇게 보고. 저 진짜 너무 좋았었는데 진짜 약간 너무 예쁘고 진짜 꿈인가 와 어떻게 나무 뭐 이렇게 예쁠 수 있지? 약간 음. 와 진짜 한국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년 매년 보면 진짜 이렇게 예쁜 나라에서 살고 맞아. 있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래서 진짜 음. 언니도 이 사연 주인공님처럼 벚꽃 휘날리는 그 장면이 명장면이겠네요. 어, 저는 벚꽃은 그렇게 음. 휘면서 내리는 거는 못 봤는데 그냥 아 그래요? 어, <laughs> 벚꽃은 많이 그거 이렇게 네. 길거리에서 많이 있는 거 봤으니까 음. 근데 이렇게 진짜 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눈은 그렇게 아. 봤었어. 아, 저 너무 좋았던 게 이제 저는 평소에 저희는 겨울을 항상 보고 왔었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비비 언니랑 차를 타고 가면서 너무 예쁘다고 트리가. 음, 그래서 나중에 저희 자유 풀리면 저랑 같이 삼성 약간 그런 큰 트리 보러 가요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게 또 기억이 나네요 비비 언니랑. 맞아. 기억에 남는 꽃. 꽃 있나요? 저는 음. 저희 데뷔 콘서트 할 때 엄마 엄마 아빠가 딱그 꽃다발을 주셨는데 오! 꽃도 오. 꽃이지만 그 꽃다발 속에 편지를 넣어주셨어요. 아. 근데 거기에 이제 멘트가 사랑하는 진솔, 이달소 데뷔를 축하해. 콘서트 준비하느라 고생했어. 아,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 순간을 위해 네. 달려온 너의 숨은 시간을 응원해. 이게 너무 뭔가 감동적인 숨은 시간 숨은 시간을 응원해가 솔직히 그쵸. 이게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그냥 겉에 보여지는 그 순간이 순간을 위해서 달려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숨은 시간을 응원해준다는 게 뭔가 감동적인? 그래서 음.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어머니 항상 감동적이었어. 맞아. 진짜 진짜 네 어머니 최고신 게 대박이었어. 뭔가 멤버들 모니터링도 다 해주시고 맞아. 카톡으로 장문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1위 하던 날. 그것도 진짜 1주년 <laughs> 때너 그거 파워포인트. <laughs> 맞아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진짜 저희 다 모여서 같이 봤는데 진짜 음. 대박이다 어머님 음.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써주시고 진짜 너무 <laughs> 갑자기 또 엄마 얘기로 흘러갔어 근데 이게 애정이 진짜 많으신 게 음. 되게 보이더라고요 그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진짜. 이제 엄마에게는 이제 패스 아! <laughs> 이제 꽃 <laughs> 취향이나 아. 니면 삐디는 네. 어, 기억에 남는 꽃 아, 있나요? 네, 저는 어, 렸을때 항상 등교길이나 하교길이 너무 심심했어요. 이제 한 10분, 20분 음. 정도 거리였는데 그 걸어가는 동안 저를 되게 눈이랑 이런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게 그 길마다 피어있는 개나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개나리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걸어가는 그런 길. 네, 쪽에. 엄청 음. 길었거든요. 근데 그 길이 쭉 개나리로 다 예쁘겠다. 있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남아요. 거기에 또 이제 사진 한번 찍어주셨겠네요. 그때는 이제 폰이 <laughs> 화질이 많이 안 좋아서 어. 안 좋지만 약간 이렇게 <laughs> 또 이제 귀에 꽂은 거 아니야? 그죠. 귀에 꽂아야 돼. 셀카도 찍고. 귀에 이렇게 갖다 댄 셀카 장인이시네요. 이렇게 갖다 댄척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같이 붙어있는 거 아. 어. 삐디님은 기억에 남는 꽃이 있나요? 저는 어... 저는 엄마가 좀 네. 꼭 이런 거 아니면 식물 그런 거키운거 좋아해가지고 아 집에서는 가끔씩 엄마가 이렇게 싸우니까 아 근데 되게 다양하게 키우셔가지고 그럼 딱히 하나이면 어 <laughs> 딱히 하나이면 하나 까버리면 백합 백합 맞아? 네, 네. 백합 백합 음, 그래서 백합. 좀 그거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 하얀색 음, 백합? 음, 맞아 맞아. 그거 예뻐 되게 크고 한고 깨끗한 음. 느낌. 맞아 예뻐. 좋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저희 제가 이번 네. 세 번째 사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소의 달인님께서 네 저희 애청자시죠? <laughs> 네 사연 또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주파수 사연 <laughs> 뭐야? 달의 주파수 사연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5월 들어서 처음 하는 달의 주파수더라고요. 달의 주파수만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꽃하면 생각나는 게 봄이기도 한데 이번 봄은 특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꽃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직접 산 꽃이 생각났어요. 처음 산 꽃. 어렸을 때 어버이날이면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드리거나 조화로 된 카네이션을 학교에서 사서 드리곤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생이던 때의 어버이날도 그냥 조화로 된 카네이션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가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는 게 문득 생각이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장미 꽃다발을 사서 어머니께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끝났어요, 비즈? 아 <laughs> 빨리 읽어야 되는구나 사진도 찍으시고 꽃병에 담아서 한동안 물도 갈아주고 하시면서 기분 좋다고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까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꽃 선물이 되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하면서 문득 생각이 난 건데 문득 생각이 <laughs> 제가 두 번째로 산 꽃이 작년 진돌이도디 팬사인회 때 700일 축하한다고 줬던 꽃이더라고요 wow. 오. 인생의 두 번째 꽃 선물을 진돌이도디에게 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이네요 어, 저도 정말 영광입니다 멤버들도 기억에 남는 그리고 특별했던 꽃을 준 기억이나 받은 기억이 있나 궁금해요 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 시간을 다 같이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달의 소녀도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꽃처럼 싱그러운 하루 보내길 바래요. 이달의 소녀 사랑해요. 사랑요 와. 와. 자, 두 번째 꽃을 봤다니 영광입니다. 진짜요. 꽃 선물, 특별했던 꽃을 준 기억이나 받은 기억. 전 받은 기억은 아까 그런 기억들이고 음. 이번에는 특별한 꽃을 저도 드렸죠. 오, 뭐? 이번에 어, 네. 카네이션? 어베 어, 네, 어 아유 네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네. 최근에 네. 그래서 저는 원래는 그 카네이션을 직접 드려야 된다 이게 조금 저만의 그런 철칙 철칙 맞나요? 음. 그런 거였는데 숙소를 살다 보니까 네. 못 드리잖아요. 맞아요. 생화를 사기에는 조금 시간적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있고. 제가 그 맞아요. 혜준의 언니 있죠? 어? <laughs> 올리비아의 네. 그래서 언니에게 부탁을 해, 아, 그 주문을 해가지고 네. 거기 카페에 컵케이크에 그 네. 카네이션을 새길 수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거기에 미리 주문을 해가지고 네. 새롭게 칸, 그 컵케이크에 카네이션을 해드렸죠. 아 너무 좋다. 어, 아 그럼 네. 위에서 네, 이렇게 그래서, 꾸민 거? 네, 꾸민 카네이션이 데코로 된 컵케이크를 선물로 해드렸어요. 근데 조금 네. 반응이 별로였어요. 어 왜요? 손편지는 왜 없어? 아, 거는 편지도 좋다. 그러니까 약간 음. 엄마가 제가 써드리는 편지를 평소에 좋아하셨나 봐요. 네. 근데 이번에는 편지를 좀 쓸 정신은 없었네요. 많이 <laughs> 기대했었나 보네요, 네. 근데 저는 이번이 처음 그런 꽃은 처음 들어봤어가지고. 아, 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음. 저도 한번 부모님께 이렇게 꼭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어. 보니까. 그쵸. 진짜요. 진짜. 방법이 다양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있어요? 특별한 음. 기억, 받은 기억이나. 저는 네. 이제 졸업식 때 얼마 전에 음. 졸업식 때 얼마 전이요? 얼마 전이죠. <laughs> 얼마 전으로 하죠. 그래서 네, 장... 2년 전 <laughs> 음, 노란 분홍 장미꽃과 안개꽃 약간 튤립 이렇게 섞인 꽃다발을 받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제 꽃다발을 받을 때그 네. 그 순간에 되게 저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아, 들고 뭔가 오래 기억될 것 같은 추억을 이 사람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그 선물을 하는 동안 저를 생각했을 마음 약간 이런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팬분들이 꽃다발을 주셨었는데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준 사람과 받은 사람도 꽃 한 송이만으로 되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었던 것 같아서 되게 음. 좋은 것 같아요. 꽃다발을 음, 받는다는 건. 뭔가 졸업식 때 꽃 하니까 그 저희 멤버들 음. 졸업식 날 꽃을 저도 비비 언니랑 <laughs> 그때 주러 갔었잖아요. 아 근데 그때 꽃이 약간 잘못 전달돼서 네. 현진, 희진이가 들고 있던 꽃을 다시 받아서 그냥 와. 전달만 해주는 척하는 <laughs> 연기를 네. 했는데 네. 그래도 마음 중요하는 거지. 네. <laughs> 그때 약간 웃겼어요. 아. 근데 그때 아, 굉장히 꽃다발이 신기하게 생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발전하고 있어. 진짜요? 응. 음. 요즘 꽃다발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 그니까. 뭔가 이렇게 나는 돈 근데 나중에 진짜 돈다발을 한번 어? 아. 선물해보고 싶어. 아, 해보고 싶어. 아, 저는 받아보고 싶어. <laughs> 왜냐면 <laughs> 제가 해줄게요. 그러니까 돈다발이 능력이 있어야 아... 할 수 있는 선물이잖아. 저 용돈 들어오면 한번 해줘볼까요? 너가 나한테? 약간 나한테? 500원으로. 아니 500원 뭐야? <laughs> 아니 저는 그, 그렇게 해서 많이 주면 되죠. 아니 5만 원짜리로 해줘. 그렇게 해서 5만 원을 채우면 되죠. 에 무겁겠다 그냥. 그럼 제가 가질게요. 나중에는 진짜 특별했던 아니 꽃인데 갑자기 돈 다발이 됐네. 아. <laughs> 지금 꽃다발에 초점이 돼가지고. 네. 근데 <laughs> 뭔가 특별했던 거. 어. 그냥 뭔 선물을 받으면 그냥 네. 그런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특별한 사람이 되는 느낌. 오 어, 맞아요. 뭔지 알죠? 그쵸. 그래서 비 진짜 네, 삐언니는 뭔가 없어요? 저요? 저는 아니면 저 선물한 게요. 언니 되게 선물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 맞아요. 사소한 거라도 그냥 그러니까 저는 사소한 미역국 이런 거는 전 사소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이렇게 발음이 이상해? <laughs> 사소하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왜냐면 미역국은 진짜 전 정성이 있어야 그쵸. 가능한. 저 원래 솔직히 그렇게 수무 잘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 아닌 것 같아요. 봤었는데 음. 근데 약간 홍났을 때는 진짜 친한 친구나 음. 가족에서도 뭐 딱히 그냥 뭐 마시는 거 사오거나 약간 그 정도? 음. 근데 뭐 딱히 그렇게 뭐 숨을 잘 해주는 편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한국 와서 진짜 좀 약간 이렇게 네. 생활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하게 되는 느낌? 오. 그럼 앞으로도 기대해 볼게요. <laughs> <laughs> 저 생일 이제 한 조금 한 달도 안 남아가지고. 아. 근데 진짜 저희는 앨범 너무 많아가지고 아, 아. 생일 아, 근데 지금은 해도 지금은 조금 한가한 때예요. 왜냐면 이제 10월 달부터 10월 달부터는 이제 이제 그... 아, 희진이부터 시작해서 희진, 아, 지우 지금 희진추가 나... 붙어있어 그러게요 <laughs> 진짜 신기해요 지금도 솔직히 연속 3명이잖아 네. 아,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 떨, 떨어져 있어요 <laughs> 그리고 약간 세 달간의 그런 반복기가 있었잖 맞아 진짜 신기해 12월 달은 이틀 한 번씩. 뒤에... 11월에 그 아, 진짜 2주 안에 4명이 몰려있지 않아요? 어, 진짜. 맞아. 1주 아닌가? 네. 와, 한 주에 4명 있어요 11부터 7일 안에 4명 아 맞아요 11월에 11월에 한 일주일 안에 4명이 이렇게 있는데 맞아 네 11일부터 19일까지 4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머리가 네. <laughs> 복잡해지는 거죠 아 그죠 약간 시상식처럼 몰려있죠 <laughs> 그래서 이제 <laughs> 진짜 <laughs> 대박 막 그래서 이제 선물을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은 그런 아, 약간 네. 저희 네. 그리고 뭐 꽃 선물을 네. 주고받은 그런 경험은 여기까지 해보고 뭔가 네. 뭐 받고 싶거나 주고 싶었던 꽃이 있어요? 받고 싶거나 주고 싶었던 거? 네. 너 뭐 있어? 저는 어, 라넌큘러스라는 꽃을 줘보고 싶어요. 이게 되게 예뻐요. 핑크색 꽃인데 이 꽃말이 매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매력. 네, 뭔가 어, 되게 받으면 되게 기분 좋겠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꽃이. 음. 제 배경화면 했었던 꽃인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갖고 싶은 거 있어? 갖고 싶은 꽃이나 주고 싶은 꽃? 제가 꽃 선물을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오. 어. 금방 시들어. 그죠. 관리가 그래서 저의 그 러브레터 예전 제목인 드라이 플라워나 드라이 플라워 아니면 드라이 플라워 그런 진짜 조화 선물이나 네. 이번에 선물했던 그런 컵케이크 같은 다른 꽃을 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꼭 어. 꽃을 줄 거면 진짜 그런 기념일 그런 아 근데 오늘 Rose Day라고 해요. 맞아요. 이게 노린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Rose Day인데 근데 노린 게 아니래요. 네, 오 회사에서 아, 오늘 Rose Day를- 해서 갑자기 저한테 rose 달라고 해가지고 뭐 rose 오늘 삐, 삐 언니한테 오늘 Rose Day요. 장미꽃 주세요. 장미꽃 주세요. 어디서 나타나는 <laughs> 어, 뭔가 기념일이면 받고 싶은 그런 <laughs>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 아 저도 너무 너도 약간 기념일 잘 챙기는 편이네 그러면 근데 또 막 발렌 아그니까 너무 안 챙기면 약간 속상한 거 있잖아요 아 그, 그래도 그렇지 그쵸? 네. 네 이렇게 여튼 사연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되는데 마, <gasps> 무리 약간 아쉬우니까 댓글 소통을 그래요 좋아요 조금만 소통. 해볼까요 조금?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7분이면 어우 네. 아 널널하죠 댓글 소통 <gasps> 와 진서울은 귀여운 큰 아기입니다 <laughs> 자기 입에서 이렇게 읽은 거 아니 저한테 부탁하지 제가 읽어줄게요 귀여운 큰 아기 진짜 읽어줄게 <laughs> 귀여운 큰 아기 오. 궁수 마법사님께서 장미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와, 말도 안 돼. 너무 큰 칭찬인데요. 감사해요. 진짜. 우와, 언니 아시나요? 이달의 소녀가 인도네시아에 많은 팬이 있습니다. 아우, 너무 대박. 가고 싶은데요? 너무 젤로다. 로지 한 번만 불러줄 수 있네요. 로지? 맞아, 원래 오늘 로지 BGM으로 한 번 할라 했는데. 네. 오늘 로즈데이니까 한번 로지 한 소절 <laughs> 로지 어 그러면 나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좋아요 어디 불러볼까요? 잠깐 너는 여기부터 해야 되나요? 잠깐? 음 여기 하나 둘 셋 잠깐 no no no no 이 떨림이 싫지 않아 I n o no no no 난 호기심이 가득해 no no no no 더 깊이 빠져들겠지 더 조금씩 더 조금씩 난 좋아. 좋아요. Rose Day라 네, 로즈는 킬링은 희진이의 랩 파트 너무 좋아. 맞아요. 오. 음. 굉장히 그래서 바치하고 일어나 이걸 하지 않았을까요? <laughs> 진짜. 그 경력 때문에. 맞아요. 약간 휘몰아치는 듯한 느낌을 발견해. <laughs> 이달의 탐탐탐이 기대된대요. 아 맞아 탐탐탐의 맞아. 티저가, 티저 나왔죠. 네. 근데 나 그거 되게 눈썹 없는 것처럼 나왔다. 앞머리가 그때 되게 짧았더라고. 아, 나는 어. 짧은 건 좋은데 앞머리. 음, 한번 언니 첫 피뱅 도전이니 그래. <laughs> 나는 반 정도. <laughs> 탐탐탐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의 진짜 자유분방한 모습. 되게 신비롭다는 <laughs> 느낌. 네. 네. 저희 한 각자 질문 한 개씩만 읽고 마무리 해볼까요? 응, 음, 좋아요. 네. 그러면 난 진짜 한번 골라볼까요? 나 한 개 중요한 거딱 읽어볼게. 음. 뚜루뚜뚜뚜 뭐예요? 네? 이 질문. 어, 나 아직 안 읽어. 안 그래요? 찾- 안 올라온. 비비 언니는 오비트리 질문 중에 한번 읽어볼 거 있어요? 음,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질문보다 약간 음 그럼 제가 한번 먼저 해볼까요? 네, 저요. 편집자 공실님께서 이 밤의 끝에 우린 피어나 설명해 주실 분 이 밤의 끝에 우린 피어나? 이 밤의 끝에 이거 이이 밤의 끝에 우린 피어나 아 음. 약간 로지라서 음, 그 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로지? 로지니까 원래 장미가 낮에 피는 건가요? 딱 활짝 피는 시기가 밤인가? 그치, 우리 피어나. 이 밤에 왜 끝이 피어? 그 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 <laughs> 화력 화려한 화로님께서 공부하라고 과제하라고 해주세요. 공부해 과제해. 어? <laughs> 화이팅이에요. 어. 저희들 열심히 화이팅할게요. 저도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네. 어, 브이로그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어, 다 궁금할 진솔이 브이로그 누끼? 누끼가 대체 뭐예요? 누끼 언니가 땄어요랑 도넛 직접 그렸냐 하는데 네, 제가 그 사진이랑 그림은 제가 다 그렸어요. 그게 제일 오래 걸렸어요. 자막 달고 편집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다 편집했는데. 음,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그런 좀 유치한 그런 브이로그 제 저만의 감성이 나왔거든요. 약간 의심하시는데 제가 하지 않으면 더 고퀄리티가 <laughs> 나왔지 않았을까요? 제가 근데, 직접 아니, 다 그렸습니다. 진짜 다 잘했어요. 그래서 도넛 그자세 보시면 네. 색깔이 다 달라요. 오. 아니 고원이가 리모컨 들고 있고 제가 하트 맞아. 있고 이제 희진이 토끼 들고 고원이 있고. 뭐 그릴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 뭐 들고 있었죠 또? 또? 희진이가 스케치북. 네, 맞아요. 토끼? 토끼 아니에요? 스케치북 안에 토끼. 토끼. 왜냐면 그때 한창 희진이가 그림 그리는 거에 맞아요.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또 한 명 누구였지? 아. 또 하나 뭐 들고 있었지? 해주가 혜주가... 그 닌텐도 아 게임기, 게임기. 맞아요 근데 요즘 게임 안 하더라고 요즘엔 진짜 노트북으로 갔어 그럼 이제 노트북도 게임이지 그렇죠 <laughs> 삐 언니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읽어주세요 나는 그 요즘에 퍼즐 하고 뭐 하고 있냐고 음. 있는데 맞아 퍼즐 저는 하고 있어요? 다 끝났잖아요. 네 그거 오. 저번에 그때 저희 화보지 그때 뭐 얘기했었던 그 10시간 앉아서 하는 퍼즐 마무리 됐어요. 오. 어. 그거 이제 이미 다 그거 올리고 다 그거 유액 유액도 다 바르고 다 완성돼가지고 그거는 제퍼즐는 사실 아닌데 음. <laughs> 근데 이거 저는 퍼즈 하기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음. 그거 만들었는데 그거 되게 이거 스파이더맨이에요 아 스파이더맨, 오, 스파이더맨. 근데 네. 진짜 어려웠어 이거 너무 천 피스? 천 피스짜리인가? <gasps> 엄청 오 어, 려렸겠다 와. 천 피스인데 근데 약간 색깔 그거 뒤, 뒤에 있는 건물 다 회색이라서 그리고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전못 음. 맞출 것 같아요 저도요 되게 어렵던데 근데 맞출 때마다 진짜 그 희열감 어그 <laughs> 쾌감 있어 오. 어.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그건 좋아요 네. 자 이제 질문도 다 읽어봤는데 네. 같으면 더 하고 싶지만 맞아요. 약간 아쉬울 때 끊어줘야 이게 저희 밀당하는 거예요 밀당의 꿈 <laughs> 밀당하는 네, 밀당을 해줘야 이제 오빛들과 더 오래 가죠 <laughs> 네저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음. 꽃이라는 이런 예쁜 주제로 이렇게 예쁜 사연들 읽어봤는데 네. 항상 예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줘서 고맙고 네. 저희도 오비들에게 예쁜 이야기 더 많이 들려줄 수 있게 노력할게요. 와. 다음 날의 주파수 사연은 여름입니다. Summer. Summer. 네, 더운 여름날 떠났던 여행.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 등 <laughs> 여름과 관련된 오빈 여러분들의 추억을 들려주세요. 네, 잊지 말고 꼭 다음 방송 시작 전까지 이달의 소녀 공식 팬카, 페 <laughs> 달의 주파수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달의 주파수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1일 DJ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의 일일 DJ BD 진돌이도디 강아지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 안녕. 여기 s u 러브 체리 모션 썸머 체 체리 모션 썸머 때는 오다이 때잖아 썸머 유닛 핫 유닛 네가 좋아하는 쿨 안녕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 1초 내 생각은 전부 아 이럴 때 시간은 한 바퀴 돌아 나를 찾고 문득 생각이 나